있지? 딱 봐도 맛집 포스인데? 네? 블로그에? 아, <laughs> 아니요. 네. 형 얼굴 나오면 안 된다? 아, 안 나오게 찍어요. 어, 너도 화질 좋아. 네. 화질 화질 좋아야 되고. 화질은 좋아. 더 이- 좋아야 돼. 어. 아, 이걸로 찍어도 좋게 어. 나와요, 화질. 되게 잘하는 사람 보면 막 화질 엄청 좋더라고. 그거는 유튜브로 벌면 카메라 살라고. 네. 번 돈으로 살라고. <laughs> 한, 한 유튜버 되는 거야? 사실은 유튜브보다 우리 사업이 더먼저 네. <laughs> 이건 진짜 취미 활동. 아니 근데 올려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재밌더라고. 그냥 어, 그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 그냥 나 내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봤거든. 음. 내가 한열열 번도 넘게 봤어. 음. 근데 편집하면서도 뭐한 수백 번 봤지 난 편집하면서 봤으니까 내가 편집하면서 봤으니까 계속 돌려서 다시 보고 돌려서 편집할 영상 편집하면 계속 보잖아 그렇지. 했는데도 뭔가 재밌어 그냥 보는데 그러니까 형들의 일상하면 존나 재밌는데 비방용이야 그런가? 아, 이거를 이쪽으로 어. 조금 넣고 요거째 놓는 거예요 요거째 놓고 요거는 블로그에 올려준다 해서 주는 거야? 어, 어 감사합니다 네. 그건가 보다. 전병. 전병. 뭐, 네, 뭐. 직접 해서 파는 거예요. 네, 네, 음. 뭐. 감사합니다. 드셔. 네. 먹어 그냥 신, 신경 쓰지 마 봤어요? 영상? 먹봤더니 영상 봤어요? 응? 술 먹는 건데 그냥. 네. 우리 술 먹으면 나오면 참 개꿀잼일 텐데. 안 돼. 비방용이라니까. <laughs> 못 담아 유튜브에 제재 걸려. 채널 없어진다. <laughs> 나오자마자. 그건 맞더 욕하고 막 뭐 하면 <laughs> 없어지더라. 튀기고 네. 아, 네. 살밥이고 거기다 넣으시면 죽이고.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어? 죽으로 먹어. 네. 어떻게 먹고? 죽으로 먹어. 죽으로. 난 죽. 나도 죽. 너도 죽? 네, 뭐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먹어. 뭐. 너도? 나도? 야, 나도. 아, 아, 어디서 들었다 했는데. 입이 기억하고 있네. <laughs> 맞춘 줄 알았어 지금. <laughs> 형이 하도 불러가지고 저도 외웠잖아요 지금 잘 찍는데 이제 아직까지 찍을 거야? 먼저 먹는 게 낫겠다. 아, 그럼요? 응. 어, 휴지도 있어요. 음, 게 줄게. 어, 근데 그게 맞지. 요새 일과 끝나면 다 응. 이제 출 뭐야 외박? 아니 외박이래. 핸드폰. 잠깐 나가는 거. 어, 아, 외출. 있어? 네. 어, 와, 외출 된대. 그거 된대요 요새. 와. 씨. 땡보네 땡보 땡보 맞지 거대 휴대폰 있고 네 사장님 혼점 있잖아 본점이 거기 있잖아 정정하시다 응그 본점이 거기 있어 그거 맛있어 딴 데서 먹어봤어 본점이나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어, 커피 먹으러 가자 아잘 먹었다 와 어, 완전

저쪽 말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건데 브리또 먹는 느낌 브리또 진짜 멕시코 여행도 가고 싶다 타코 투어 <laughs> 타코만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살 존나 찔까 데킬라랑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 비싼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닌 이상 여기서 한 2, 3만 원 조금 더 쓰는 거잖아요 사실 평소 먹, 먹을 때 쓰는 것보다 뭐더 내지 뭐 자신의 누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 그냥 이거 리크르네? 와인이 아니고? 네. 필요 없겠구나. 그 그것도 40도. 쌀로 만든 거. 쌀로 만든 거. 쌀? 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마셨어? 어? 난 좀 있어. 못 들어 좀 빨리 마셨어 도수가 높은데 너무 빨리 먹었어 아, 3년 안에 이게 더 맛있는데? 그래? 네. 아우 뭔가 속은 느낌이야. 향은 향은 너무 향긋한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엄청 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 맛있어. 네. 맛있는데 네, 향하고 맛하고 따로 넣으니까 뭔가 약간 정종이나 사케 느낌일 줄 알고 딱 먹는데 네. 아니야 마치 똠양꿍 맨 처음 접하는 아. 한국인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짬뽕 같은데? 어. 맛딱 보면 여기다 누가 샴푸 뿌렸냐 <laughs> 뭔가 현재 돌아와서도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